일단 제가 목이 좀 약한 편이어서 프로폴리스 캔디를 자주 먹는 편이고요 사실 이 안에 온갖 목 캔디들이 제가 다 넣어놨어요 종류별로 많이 먹어서 근데 그 중에서도 프로폴리스 캔디를 잘 먹고요 또 좋아하는 건 정말 정말 어,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던 젤리 곰돌이 젤리인데 이 친구는 특별히 좀 예뻐서 pick했습니다. <laughs> 태싯이라는 향인데 이걸 쓴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4년? 우드향이라고 해야 되나? 그냥 좀 편안한 향이어서 근데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약간 성인 남자의 향이라고 좀 싫어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향이 좋아요 음. 저는 무슨 향기든 좀 은은한 향기를 좋아하는데 최근은 아니고 한 몇 개월 전에 친구한테 좋아하는 친구한테 선물 받은 바디 로션이에요 근데 저도 처음 써보는 제품이었는데 맡아보지 못한 <laughs> 라벤더 향이 나요 되게 음, 너무 좋아요 오늘도 이거 바르고 왔거든요 씻고 뭔가 무겁지 않은 향이어서 좋아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료 배우 네 바로 <laughs> 짜잔 줌 굉장히 무거운데요 이거 동료 배우분들이 이걸 준비해서 따떼 하면서 <laughs> 깜짝 등장해서 저에게 상을 수여해 주셨어요 오늘 여기 와서 주신 분은 저희 사무장님을 맡아주셨던 윤병희 선배님과 우리 한서역을 맡았던 곽동현 배우 우리 빈센조 팀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팀 빈센조! <laughs> 아, 저는 잠을 잘 자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. 이건 제가 이번에 빈센조 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해본 수면 안대인데 그냥 이거 인터넷에 검색해서 산 거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는 보들보들하고 뒤에는 좀 시원한 면이어서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안마 커튼이랑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딱 눈에 부착이 되는 순간 안정감이 느껴져요 그 요즘 촬영으로 바빠지고 나선 핑계지만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그래서 20대 초반 때 가장 좋아했던 책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노희경 작가님의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라는 책입니다 어, 그때 가장 좋아했던 글귀 중에 하나를 제가 꼽아 드릴게요 어른이 된다는 건 상처받았다는 입장에서 상처 주었다는 입장으로 가는 것 상처 준 걸 알아챌 때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 된다 작가가 배우를 바라보는 시선도 담겨 있기도 하고 그냥 사람에 대한 시선이 담겨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을 또 오랫동안 지켜주고 있는 <laughs> 저희 집 지킴이 봉봉이입니다 정체는 잘 몰라요 그 명동 거리를 지나가다가 얘가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요 <laughs> 그래서 5천원에 입양해 온 봉봉이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집에 잘 있어요 너무 귀여워 봉봉이 또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 중 하나는 바로 이 스피커예요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그냥 어디든 들고 다니기 편해서 집에서도 뭐 방마다 옮겨 다니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욕실에서 듣고 싶다 그러면 반신욕 하면서 듣기도 하고 아 요즘 카더 가든의 노래와 원슈타인의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그냥 그들의 노래를 전체 다 선택해 놓고 랜덤 재생해서 들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짜잔 제 보물들이죠 이건 제 많은 소녀로 단독 GV를 했을 때 감독님이 이렇게 저에 대해서 편지를 써주셨어요 편지 이메일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출력해놓고 계속 갖고 있어요 너무 소중해요 어, 그리고 순서대로 멜로가 체질 너무 보고 싶은 <laughs> 짜잔 이것이 바로 따끈따끈한 빈센조의 대본입니다 커피차가 올 때마다 저는 이렇게 아주 열심히 스티커들을 모으며 붙였답니다 이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몰라요 지금 이제 막 촬영하고 있는 글리치 대본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아이템이 남았습니다 바로 짜잔 멍템이에요 멍템 인생의 회전목마 그 OST예요 저 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고등학생 땐가 그때 컬러링 해놨던 음악이고 잘 어울려요 이상하게 이 노래는 안 어울리는 날이 없어요 눈 내리는 날에도 잘 어울려요 네, 지금까지 저 전여빈의 마이템 페이보리츠 어, 재밌게 보셨나요? 저도 소개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물건들마다 가진 사연들이 있고 저와의 인연이 있잖아요. 그러면서 <laughs> 되게 소중하더라고요. 그리고 오늘 어, 이 상을 수여하러 와주신 팀 빈센조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 오늘 어, 7월호 마리끌레르 화보도 정말 멋있게 찍었거든요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